잠깐만. 아, 너, 너무 미끄러운데요? <laughs> 아, 너무 미끄러운데? 공 사라졌다. 아, 공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있어? 아, 티파. 다시 해라, 다시. 아, 너무 미끄러운데요, 바다. 아, 뭔가. 어, 안 받았다. 그 갔네. 어디? 또 가까이 가, 밑에. 넘어갔어? 네, 넘어갔어.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오! 파! 오! 파! 아, 수학대. 나이스. 아. 또! 워크하는데 니네 아까 그거 찍는다며 아, 저새 <laughs> 너무 지질한다 아, 오 슬라이스 나이스 오 내려왔다 내려왔어 오! 굿샷!